이를 들은 할머니의 표정은 어두워졌다. 할머니는 진짜 로에인을 만들려고 하는 거냐? 나이 차이는 몇 살이 나냐? 고 물었다. 이에 환미나는 조금 차이가 난다고 답했고 할머니는 한쉰 살은 되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를 듣고 당황한 황미나는 아니다. 저와 10살 정도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조금 젊었으면 좋겠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홍지의 기자 슬래시 기상캐스터 황미나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황미나가할 머니와 대화를 나눈 모습도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종합편성 채널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연애의 맛에서는 김종민과의 데이트를 준비하는 황미 나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황미나는 김종민과의 데이트 전 함께 살고 있는 자신의 할머니와 김종민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마침 TV에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김종민의 모습이 비쳐 졌고 황미나는 할머니에게 김종민을 아냐 나 지금 저 오빠를 만나러 갈 거다라고 털어놨다. 이를 들은 할머니는 표정이 어두워지며 진짜로 애인을 만들려고 하는 거냐? 나이 차이는 몇 살이 나냐? 라고 물었고 황미나는 조금 차이가 난다라고 전했다. 그러자 할머니는 한 쉰 살은 돼 보인다라며 탐탁치 않아 했다. 당황한 황미나는 아니다 저와 10살 정도 차이다. 난다라고 해명했다. 할머니는 조금 젊었으면 좋겠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주 첫 소개팅 실패 후 이필모는 제작진의 제안으로 서수연과의 새로운 만남을 준비했다. 서수연이 이필모와의 만남에 이필모 씨는 어떤 걸좋 아해요라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제작진의 말에 이 필모는 그럼 바로 얘기해주지. 널 좋아해라고 말해 모두를 폭소하게 만들었던 터하. 지만 이내 서수연의 프로필을 본 후 진지한 기대감을 내 비쳤다. 이후 소개팅 당일 이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으로 등장한 이필모는 음료 두 잔까지 준비 횡단보도에서 연화 같은 첫 만남을 가졌다. 또한 갑자기 내리는 비를 막기 위해 서수연의 머리를 가려주는 매너 있는 모습으로 MC들의 박수를 자아냈다. 심지어 이필모는 서수연과 계곡 근처 식당에 자리를 잡은 후 의자 하나를 더 챙겨 서수연이 가방을 둘 곳을 마련 해주는가 하면 모기를 없애기 위해 모기약을 뿌리는 등 세심하게 서수연을 챙겼다. 이어 서로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는 대화를 이어가던 중 서수연은 이필모에게 2년 전 이필모가 드라마를 찍을 당 시 친오빠와 함께 운영하던 레스토랑의 촬영을 와 만난 적이 있다고 깜짝 고백하며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줬다. 그리고 사진을 보며 반가워하던 이필모는 사진을 보내달 라며 서수연과 번호를 교환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였다. 더욱이 이필모는 서수연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제 고기를 구우며 만나서 되게 좋아요라고 오늘 땐뒤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다가가야 할 텐데 뭔가 꾸미진 않을게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진심을 드런했다 그런 이필모를 지그시 바라보는 서수연의 눈빛의 호감이 어리면서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그런가 하면 이날 방송에서 김장훈은 김진아와 첫 데이트에 나섰다. 그런데 김정훈이 원피스와 높은 구두를 신고 온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데이트 장소를 놀이공원으로 정했다며 끝내 놀이공원으로 향해 보는 이들을 경악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티켓 구매를 위해 줄을 서 있는 상황에서 김진아가 대화를 시도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던 김정훈은 의도치 않은 칼 대답으로 대화를 단절시켰 MC들을 불안하게 했다. 또한 놀이공원에 들어선 후 먼저 밥을 먹기로 한두 사람이 서로 다른 메뉴를 선택한 가운데 식사 내내 대. 화 없이 각자 혼밥을 하는 모습으로 MC들의 질타를 받. 았다. 심지어 김정훈이 밥을 먹던 중 갑자기 자리를 떠나는 상. 황까지 펼쳐져 모두를 놀라게 했던 상태. 하지만 다시 자리로 돌아온 김정훈은 김진아에게 직접 사온 운동화를 무심한 듯 툭 건네며 침대의 매력을 폭발시켰다. 이어 김정훈은 운동화를 받고 좋아하는 김진아를 보며 직. 접 김진아의 구두를 상자에 넣어주는 매너를 발휘했다. 그러나 달달한 분위기도 잠시 안전바가 가운데로 올라오. 는 놀이기구에 탑승한 후 신난 김정훈과 치마를 입어것. 정스러운 김진아의 극과 극 표정이 담기면서 웃음을 유달 했다. 황민아는 김종민을 만나기 위해 집에서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TV에 김종민이 나오자 할머니에게 김종민 아시 냐고 물었다. 할머니는 말없이 TV를 바라보다 잘 논다며 김종민의 댄스 영상에 흐뭇해했다. 황민아는 저 오늘 이 오빠 만나러 가서 할머니랑 엄마 저녁 먼저 드시고 계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할머니는 진짜 애인을 만들려고 하느냐고 당황해 하면 아이는 몇 살 차이냐고 물었다. 황미나는 나이는 조금 차이가 난다고 대답하자 할머니, 는 한 쉰 살은 돼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환민아는 놀라며 아니다. 저와 10살 정도 차이 가 난다고 밝혔다. 그러자 할머니는 조금 젊었으면 좋겠다며 손녀 남친과 손녀의 나이차에 아쉬워했고 황민아는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